Let's go! Let's go! Bam, bam, bam, bam. Bam, bam, bam, bam. Let's go! 어, 와우, 와우, 와우. 동칭아! 나 지금 너무 졸린데 너가 up 시켜줘. 아, 업시켜달라고 알았어, 뭐야? wow! <laughs> 1일 1강. 가자! 가려! 지금 날 만나 나만 즐겁게 웃고 있었지만 조용히 웃었어래 왜왜 왜 왜? 애들이 다 자가지고 진짜 잔대? 다 잔대 와 신기하다 어떻게 자? 너무 신나는데 어? 우리 둘만 안 자네 뭐야 결국 남은 건또 우리 왜 왜안 빨리 가보자 나 뭐가 느껴졌는데 네가 이런 아! Oh yeah. Oh.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 말은 그래 그래 그래 어, 언니 어떻게 나갈지 무섭지 않아? 나 좀 두렵거든 우리 어, 언니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아! oh my God. 어, 아니야 다 왔대 나중에 end go 하잖아 어. 어떻게 선택해야 돼? 뭐라고? 그냥 feel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? 느낌대로 그냥 뭐 느낌 뭐 나는 대로 뭐 있을까? 오 약간 느낌이 어때? 고야 앤드야 나? 나는 go지 항상 난 처음이라 앤드라고 확신했어 아 진짜? 뭔가 안 좋은 걸 줄 것 같았어 아, 진짜? 난, 어. 처음이라... 난 처음이어서 go했는데 나 아, 설거지. 왼손잡이가 고기 굽기 설거지하기 아 왼손잡이 고기 굽기 그치 왼손잡이가 고기 굽기 <laughs> 나밖에 없어 <laughs> 왼손잡이 고기 굽기 괜찮다